s t 이어 y 리는 빛을 에스콰이어 골든 구슬 맞춰본 소식 땅서라 이 노래 위에 자세를 부아 너를 위한 완벽한 셰프로 데뷔할 거야 네 오늘 에스콰이어 어, 촬영을 했는데요 골든그스와 아, 오늘 카메라 보고 말을 많이 못했는 것 같아요 네, 의상이 많다 보니 오늘 카메라에 말을 많이 못했는데 캐럿분들 미안해요 사진 많이 기대해주세요 <laughs>